거창하다고 하기 거창하고 그냥 오늘 할 거 돼지 갈비찜 2kg 나 배달 온 거 보고 굉장히 당황한 거 알지? 왜 아, 이런 걸로 당황하고 그래 이걸 보고 양이 안 많다고? 뭐 겸사겸사 나눠 먹는 거지 그냥 한 김에 옮겨줘 하기 싫다 빨리 빨리 빨리 옮겨줘 무거워 잘한다 양심 있으면 이거 넘겨 바보야 다리 틀리리니 요? <laughs> 이거는 왜다 못 쓰는 거야? 뭐 바람 든 거야 이거 스펀지 같아 여기 누르면 꾹꾹 들어가지? 난 지금 짜증이 애옹이 어이없대잖아 겉봐 근데 어디 점점 뭐가 커지는 것 같아 아 착각이야 앵그리 당근 일곱 개 생각보다 많네 하나 둘셋넷다 수학 다시 해. 산수부터 다시 해넌 수학이 아니라 단어방 많이 안 써도 되겠는데? 아니야 근데 단어박이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어 남으면은 내가 단어박죽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럴 리가 그리고 안 남아 안 남게 할 거야. 안 남을 거라고. 안 남아. 왜? 아니야. 난 너가 아니야. 님, 대단하심. 내 미래도 한 번 봐주지 않으려? 단어박두 개 남을 것 같아. 내가 flag 괜히 세운 게 아니라고 단호박 그래서 몇개나왔어 두개 단호박 죽 스프 하나만 골라 양자택일이야. 죽으로 가시죠 그 확실한가? 확실합니다 확실한가? 확실합니다 단호박 죽네 애들은 단호박 스프를 더 좋아해 단호박 스프 이제 약간 응? 원근감이 사라진 것 같아. 양이 많은 걸 양이 많다고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 이제는. 손복에 맞는 것 같진 않아 보인다 그래도 생각보다. 응, 음, 걔뭐 많지는 않을 거야 하다 보면은. 언젠간 줄지 않겠니? 단호박이 줄었던 것처럼. 기름기가 많이 없어서 떼는 게 많이 안 되나? 그러게 나 떼내는 거 한 2, 3kg 될 줄 알고 20kg 시킨 건데 어 머리야 응 양념장 만들어야지 까우샘 왜? 손 씻고 와야 돼. 아, 씻어와. 어. 어 바보. 너랑 <laughs> 당근이랑, 으, 가자. 이만큼만 붓고 그래야지 코안 끊었어 흑맥주 한잔 하실? 양파 마늘 한 숟갈, 마늘 두 숟갈, 마늘 세 숟갈, 네 숟갈, 다섯 숟갈 마늘의 민족 이럴 거면 한 번에 다 넣지 조금 부족한 간을 위해서 액젓 조금 후추 됐다 뭐? 님 다진 생강즙 갖다 주라 <coughs> 생강 한 숟갈 두솥 끓여야 돼. 우리 거 그거 코스트코에서 산 거 제일 큰 거 아니었나? 어, 제일 큰 들통을 샀는데 우리 집 솥 가지고는 안 돼, 얘. 고기 먼저 두 번에 나눠서 삶고 그리고 채소 삶고 그러면 돼. 세 번 하면 되네. 어, 그지. 정확해. 가자. 예쁜 이씨 지금 이렇게 붙였어? 어 위에 기름을 조금 걷어내야 쓰겠다 너무 더웠어 계속 불 앞에 있어서 너도 더웠노? 더웠다 나중에 요리를 해 먹을 때는 요거랑 요거랑 적당히 섞어서 하면 돼뭘 해? 끓이면 돼 <laughs> 지금 좀 힘들었어 고기는 고기대로 패킹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요거는 요거대로 따로 같이 섞이면은 뼈에 채소가 닿아서 뭉개져 일단 맛은 한번 볼까 우리? 숟가락 가져올게. 그래. 난, 냄비를 들고 와.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지 안 남게 할 거야 안 남을 거라고 안 남아 <laughs> 내가 괜히 플래그 세운 게 아니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열심히 저어라 다 저었어 다 됐어 다 됐다고 <laughs> 아, 역시 나의 성경지명 은 성경지명 성경지명